안녕하세요 러블레터 크리스입니다 오늘 24번째 어, 24th Love Letter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월수금을 기준으로 <clears throat> 월수금 기준으로 일주일에 최소 3회 정도를 제가 꾸준히 하려고 하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 1회를 더 녹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부득이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뭐 하지 못하는 날은 약간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요일에. 그래서 약간 플렉서블하게 어, 여러분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제가 바쁘지 않은 때는 매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듣지 않으실지도 <laughs> 매일 하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두 번, 아, 24번째 러브레터의 영어 제목은요. 어, 자, 우리 먼저 들어보죠. 세 번씩.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In the last 자, 세 번 남자 목소리 들었는데요. 오늘은 약간 설명을 드리고 또 세 번 듣고 나중에 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볼게요. 어 in the last days, 뭐 last, last, last, last 뭐둘다뭐 쓰이는 발음이죠. 사용되는 어, last, last 이 단어는 많이 아실 것 같고요. 뭐마지막이란 뜻도 있고 저번에 우리 다른 러브레터에서는 이게 계속되다, 지속되다는 동사로도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예, last days, s 항상 복수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게 어떤 이게 s가 없으면 the last day 그러면 진짜 마지막 그 특정한 날인데 days가 붙으면 뭐 time이 times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시기 마지막 시기 마지막 때에 때라는 게 딱 한 날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오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말 <laughs> 여러분, 이 외국인 만나서도 바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임팩트 있는 쉬운 거 많이 외우려고 해요. 예, 밑에 또 좀 긴 거 적어 놓을 테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걸 외우시면 되고요. 어, 해석도 되시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어, 자기 자신들과 돈만을 only가 붙었으니까 강조해야죠. 그래서 자기 자신들과 돈만을 사랑할 것이다. will 사랑할 것이다. 또 will 여기는 의지의 뜻도 있죠. 이런 조동사에는 어떤 느낌, 의지라는 느낌의 뜻도 있고 가능성의 뜻도 있죠. will이 가능성으로도 굉장히 must 다음으로 높은 높은 가능성을 표현할 때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할 거다. 자기 자신과 돈만을 사랑하려고 할, 할 거다. In the last days. 마지막에는 발음도 많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themselves, th 발음, 혀, 윗니, 아랫니 사이 혀를 약간 끼우시고 여자 목소리로 세 번 들어볼게요.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어, 오늘 러브레터의 한국말 제목을 제가 약간 특이하죠. 우울증 증상 극복 방법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어, 왜 이렇게 잡았느냐면요. 어, 우울증,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저도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지 어, 그래서 다른 채널들도 제가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제 제가 우울증에 관련된 예, 제가 뭐 우울증을 겪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든간 다른 채널 가다 보니까 우울증이란 부분 어제도 저트웬0 떨드 러브레터도 우울증에 관련된 주제로 잡았죠. 그래서 하여튼간 관련된 채널을 좀 보다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사실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어, 좀 우울증을 좀 극복하자 이런 교육적인 면이었는데 그 밑에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정말 저에게 좀 충격을 주었어요. 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shocking이에요. shocking. That was too shocking to me. 어, 우울증, 무기력증, 또 대인 기피증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당장 죽고 싶다.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진심으로 댓글을 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그 또 보면은 학생들 또 젊은 직장인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이제 미리 좀 내용을 정리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기억에 남았던 내가 읽었던 표현들을 몇 개 떠올려 보면 어떤 친구들 젊은 친구 같은데 자기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다. 너무 무기력하다. 잠이 안 오는 잠이 오지 않는데도 종일 누워 있어야 해서 너무 괴롭다. 뭐 이런 글도 떠올랐고요. 왜 내 주변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은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날마다 죽고 싶은데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죽음을 선망하는 댓글들 너무 많았고요.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잠잘 때가 나는 제일 좋다. 잠드는 시간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잠들면 뭐 우울한 감정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대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글들. 예. 어, 또 재밌는 것은 뭐 요즘에 어떤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많이 구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니까 그런 취업이 안 돼서 그런 분들도 또 발견되었지만 좋은 직장에 현재 다니고 있는 분들도 역시 또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내가 다 어, 좋은 직장에서 돈도 많이 벌고 다 잘 지내는 줄 알지만 나는 너무나 우울하다 이렇게 글 다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우울하다 그러면 믿어주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예. 어... 우울증이 누구의 잘못이냐, 사회의 잘못이냐, 본인의 잘못이냐 이런 거 또 부모의 잘못이냐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다 이유들은 조금씩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사회의 잘못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예. 어, 그런 걸 지금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따질 수 없지만 여러분 분명한 거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람들이 아 나는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기대되어지고 살고 싶어 이런 곳이 곳으로 느껴지지 않게 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저는 어, 그런 우울증의 원인을 알아야지 극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극복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원인이 정말 오늘 그 핵심 영어 성경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예. 사람들이 정말 남들 생길 남들을 챙길 틈이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챙기기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하루가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 하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역시 돈 벌기에 너무 바쁘고요. 예. 뭐 누군가는 돈이 너무 잘 벌려서 너무 바쁘대요. 예. 밤새 그 생각만 한대요. 제 주변에 소위 재력가들 제가 가끔 만, 뭐 자주는 <laughs> 아니지만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뭐 금 시세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뭐 저기 증권 시세를 체크해야 되고요. 너무 바쁜 거예요. 예, 밤새 그 공리를 한다는 것이죠. 부동산 뭐 당연히 또 빠지지 않고요. 또 누군가는 최저 생계비를 맞추려고 또 바쁜 거예요. 음, 최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너무 바쁘게 또 돈을 벌어야 하는 예.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제 홀로 싸우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요. 예. 어,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외롭고요. 또 우울해지고요. 예. 어, 그, 뭐 돈이 많은 경우도 여러분 사람의 만족이 끝이 없잖아요. 예. 영어에 is never enoug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밑에 적어드릴게요. is never enough, never enough. 절대 충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사는 거를 영어로 button down life라고 해요. button down life. 이것도 밑에 적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정말 meaningless한 거예요. 내가 뭐 잘 되건 또 잘 뭐 돈을 많이 벌건 벌지 않건 어 크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지면 예, 잘 버는 사람은 잘 버는데 익숙해지지만 그게 막 너무 기쁘고 또 그렇지 않게 되고 또 없으면 또 또 더 힘들 수 있겠지만요. 예. 그러니까 그냥 끝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더 사는 게 얼마나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예. 이런 똑같은 버튼다운 라이프를 one more day, 하루 더 산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예.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어... 막 헬조선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미국은 천국일까요? 뭐 아닌 거 다 아실 거예요. 총기 사고 나고 뭐 테러 일어나고 예. 어, 저는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를 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나요? 어, 그 프로가 장수 프로였죠. 예. 거기 그 너레이션 하는 성 그 개그맨 출신의 성우가 뭐 지금 CF 그 어, 그런데 예. 어, TV 카머셜이라고요. 어, CF는 약간 콩글리시고요. 예, 카머셜 그런데 목소리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 자, 나는 자연 나는 자연인이다의 자연인으로 사시는 분들이 사연이 저도 가끔 보거든요. 특이해서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에게 뭐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가족들,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고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 있다가 이제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홀로 그 자연으로. 뭐개한 마리 사가지고 예. 아,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 막 약초 캐고 <laughs> 그러면서 이제 뭔가 치유를 받는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외로울까 한밤중에 여러분 들짐승 소리 멧돼지 소리 이런 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층간소음에 한때 너무나 시달려서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직, 직장 제 사무실이 강남역 근처에 있는데 그거 거기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술집도 많고 상업 지역이죠. 근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있으니까 어, 혼자 지낼 곳을 구해서 있다 보면 이 낮과 밤에 바뀐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층간소음에 너무나 시달렸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남역이 지하철 2호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운전을 했던 때도 있지만 하 2호선 라인에 그 좀 자연에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그 바로 옆에 산인대로 갔거든요. 좀 나아질까 해가지고 근데 새소리가 <laughs> 여러분 전원주택 사는 분들 이해하실 텐데 아파트만 사는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새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밤낮으로 여러분 새소리에 기분 좋게 깨는 게 아니라 정말 새총으로다 맞추고 싶을 정도로 새소리가 너무 크고요. 뭐 고양이 울음소리, 들고양이 울음소리 거기다가 이게 여러분 또 위층에서 또 발망치 소리 들리고 그래서 하여튼간 저는 참고로 탑층에만 살아요. 예. 저는 앞으로도 이사가도 탑층에 거의 가지 않을까. 예. 하도 되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뭐 저와 같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러블레터에서 제가 사기당한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굉장히 우울했었다고 하늘이 노래졌다고 가장 제가 이렇게 분노를 느낀 우울하게 만든 점은 바로 오늘 문장 영어 성경 문장 they love themselves only themselves and money 바로 그게 원인이었어요. 저한테 이제 저한테 사기를 쳤던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생각하면 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상대방의 생각을 조금도 안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만을 생각하고 돈만 생각해서 저렇게 뻔뻔하게 태연하게 정말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거짓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 눈물을 흘릴 상대방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낀 거죠 아마 그런 경험이 다 또 나이 든 분들은 우리 구독자 중에서 있을 수 있, 있을 거예요. 예. 어, 다행히 저는 사실 기적같이 피해를 회복했고요. 어떤 법의 도움을 받아서 예, 재판 이후에 이제 어떤 그런 저쪽에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저도 욕심을 내지 않고 딱 피해본 X에 합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명이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 두 명이 진심 어리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그 중에 또 조금 이제 두 명 중에 나이가 이제 조금 더 있는 그 남자분인데 그분은 저한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한 100번은 한 것 같아요. 한번 통화하자고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이제 합의금도 입금한 이후에 아이고 그래서 하여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그 100번 가까이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그 어린 친구가 아 형이라고 불러도 되겠냐고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겠냐고 어 그래서 저도 어, 뭐가 이제 우리가 사과도 하고 피해도 회복을 했는데 뭐 원수같이 지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우리 나중에는 혹시 만나게 되면 서로 도울 일이 생기면 열심히 돕자 어, 그래서 하여튼간 비로소 둘 다 뼈저린 그런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뒤에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다가 예, 돈보다는 인간이 먼저고 예, 상대를 정말 피눈물 흘리고 죽여서 돈과 자신을 챙기는 것이 사실 서로에게 지옥을 만들어 줬었던 거, 거죠. 제가 그래서 진짜 죽일 듯이 미웠는데 피해도 회복하고 사과도 받고 나니까 예, 불과 2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아련한 추억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 같아요. 신기하죠. 예. 그 일로 더 이상 제가 우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뭐 조사가 있고 재판이 진행되던 이 한 2년 정도 2년이 넘게 그렇게 했는데 그 시간은 정말 우 저는 너무나 우울했어요. 예. <laughs> 어 성경은 사실 직선적인 세계관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어, 그 끝이 어떻게 언제 정확히 올지는 성경에서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마치 밤에 자다가 도, 둑이 불시에 이렇게 갑자기 도둑이 집에 쳐들어오는 것 같은 비유를 예. like a thief, 예. 예. thief, thief잖아요. 예. thief 같이 그 날이 올 거다. 예.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정말 미쳐가는 기후 여러분 이 기후가 정말 미쳐가고 있지 않나요? 예. 온난화 이런 거 뭐 이제는 너무나 뭐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뭐 핵무기 뭐 지금 북한과 미국 핵무기 때문에 예, 줄다리기 예, 우리나라 당연히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분 기독교와 이슬람 간에 굉장히 피 튀기는 갈등들이 있고요. 또 기독교와 이슬람이 아니더라도 성경에도 예언되고 있는데 민족들 간에 너무나 피튀기게 싸워요. 예. 이렇게 가다가는 인류, 인류가 멸망할 거라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학자들도요. 뭐 학자가 아니라도 여러분 뭐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아 너무나 살기 힘들다. 예. 너무나 살고 싶지 않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피부로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심각하게 걸린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예. 어, 이 마지막 때가 올 거다. 오늘 또 제가 사담이 긴데 재밌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예, 영어 성경 토크로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laughs> 했습니다. 수다. 예. 제 대학원 때 친구, 미국인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브랜든이라는 친구인데, 예. 어, 좀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대학원 후배 한국인 여자하고 결혼을 할 때 제가 결정적인 조언자 역할을 했고 이제 한국에서 또 결혼식 미국에서 한번 한국에서 한번 결혼식을 두 번 했는데 보통 그러죠 이제 결혼식 때 제가 이제 베스트맨이라고 하죠 베스트맨이라는 게 신랑 들러리인데 그런 것도 이제 한국 결혼식에서 해주고 아 저기 막 해남 땅끝까지 내려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또그 친구가 했던간 제 영어회화 제가 쓴 책에 남자 목소리 오디오 파일 녹음도 했는데 그 친구 목소리예요. 제 수강생 또 수강생이었던 구독자분들은 그 친구입니다. 예, 동굴 보이스 막 어 막 어 어 어막 어, 어, 어, 이런 예. <laughs> 어, 그 친구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이 친구가 곧 인류의 마지막이 마지막 때가 올 거라고 너무나 확신을 하, 는 거예요. 이 친구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예, 과학 거의 과학자예요. 사이언티스트인데 예. 어, 과학을 전공해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서울 과학고등학교에서 교사도 하고 그랬었어요. 잠시 동안. 예. 근 어쨌든 이 친구가 하여튼간 그래서 자기는 미국에 가가지고 막 자기가 모았던 재산으로 염소를 사가지고 염소가 우유도 공급해주고 식량이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막 저한테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엄청 그랬는데 같이 목욕탕도 자주 다니고 뭐 밥도 자주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여튼간 염소를 <laughs> 잘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페이스북도 안 해가지고 제가 근황을 요즘에 약간 예, 약간 근황을 모르거든요. 예, 나중에 알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고 또 혹시 이 러브레터 계속 진행된다면 언젠가 그 친구 또 짐을 좀 제가 보관하고 있거든요. 예, 한국 떠날 때 예, 잊어본 것도 있지만 저도 이사 다니다가 예, 그 친구랑 또 같이 한번 이런 걸 진행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친구 당연히 크리스천입니다. 예. 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 세상이 우울해지고 또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이 패턴에 세상이 빠진 거잖아요. 어,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영원한 신의 사랑이 어,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야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 어, 저가 사실 이 채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음, 저도 만약에 돈만 생각하고 저만 생각하면요. 제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 즉각적으로 사람들은 클릭할 만한 뭐 다 그런 거잖아요. 뭐, 뭐 뭐 사람들이 싸움 구경, 불 구경 뭐 이런 거 좋아한다고 다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클릭할 만한 그런 주제를 저도 하고 있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클릭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주제로 예. 아, 채널을 저도 하지 않았을 텐데 어, 떤 신께서 하나님께서 어, 이기적인 저를 조금이나마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디 적은 수라도 이 채널을 통해서 어, 음, 우리 주변에 어, 작은 어떤 신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사실 되게 또 어, 신이 정말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나중에 칭찬을 받지 않을까. 예, 네가 조회수가 적은 채널을 충성되이 <laughs> 운영했구나 이렇게 우울증 극복 방법은 사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여러분이 혹시 우울증 그런 것이 있다면 저도 사실 제가 우울증이 있을 때 실천했던 방법, 방법인데 주변에 더 우울한 <laughs> 누군가가 있어요. 아니면 비슷하게 우울한 예. 그런 사람에게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 같아요. 작은 사랑의 실천. 어, 어,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나의 위로가 조금이라도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뭐 밥 한 끼, 하다못해 커피 한 잔 이렇게 한 걸음 다가간다면 의외로 그 상대방에게 그게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뭐 천원짜리 이천원짜리 커피 한 잔 사줬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랑의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 또 그런 모습을 보면 인간이 참 신기한 게 나 때문에 상대방이 기뻐한다. 그럼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 밝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만은 뭔가 어떤 천국의 맛을 천국은 사랑이 넘치는 곳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이 어떤 사랑의 본체이시니까 예.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해요. 음, 암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또 그런 어, 제가 뭐 우울증에 심각하게 빠지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주에 제 교회에서 점심 식사 후에 잠깐 피아노 앞에서 제가 띵띵거리고 있는데 어 저는 뭐, 까맣, 게 뭐 모르고 있었는데 스승의 날이라고 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순간에 어느 이제 저희 또 이 구독자이시거나 하여튼간 이,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신 분 같아요. 가끔 저한테 와서 어,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 저번에 하셨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그러면 그 어떤 그 어느 한 분이 예,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이신데 굉장히 저에게 extravagant gift를 주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What an extravagant gift. 그분이 들으시면 웃으시겠네요. 예. extravagant, live, 아, love extravagantly 이거 했었잖아요. 다른 러블레터에서 굉장히 터무니없게 사랑해라. 아주 직역하면 사치스럽게 사랑해라. 이게 하여튼간 어,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정말 넘치도록 보여주라는 그런 거있잖아요 예. 그분 저렇게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잘 이렇게 어, 저는 그냥 아뭐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인가 보다 교회에서 가끔 그런 걸 받기 때문에 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나중에 이렇게 열어봤는데 <laughs> 뭐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 이건 <laughs> 제가 거의 역대급 선물인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laughs> 그냥 비싼 거예요. 그래서 와 제가 좀 놀랬고 예, 또 선수 이게 자필로 굉장히 저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잘 되기 바란다 이런 진심을 담으셔서 이렇게 카드를 써주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감사드리고 저는 제가 단언컨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어, 뭐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면 뿌듯하시겠죠. 예, 돈을 쓰셨으니까. <laughs> 예. 저 또한 또 그런 본보기를 예, 따라서 실천하면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외울 텐데요. 음, 그 외우기 전에 조금 잘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밑에도 적어 놓겠지만 다른 이제 오늘 밑에 적는 거는 세 가지 영어 성경 번역본입니다. 우리가 메인 텍스트북인 CEB는 You can be certain that in the last days there will be some very hard time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이렇게 나옵니다. You can be certain. 네가 확신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There will be some very hard times. Very hard times. Times, S 붙은 이유 아까 days, in the last days. 마찬가지죠. 이 복수를 잘해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시려면.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때가 있을 것인데 뭐 이렇게 나오고요. 성경에서는 아, 되게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오래간만에 NIV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가장 많이 보는 성경 번역본이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죠. 예, NIV. 거기는 but mark this, mark this, mark라는 게 명심하라는 거잖아요. mark my mark my word. 그럼 내 말을 명심 뭐 이런 거. 이거를 명심해라. There will be terrible times in the last days. Terrible time. 왜는 hard times인지 terrible times네요. People will be people will be lovers of themselves, lovers of money. 예, 같은 뜻입니다. 예, 영어가 이렇게 명사를 좋아하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사랑하는 lovers, 어떤 돈을 사랑하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예, the message. 메시지가 처음이 약간 독특합니다. Don't be naive. naive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순진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수하고 순진한 게 틀린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 순진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There are difficult times ahead. 우리 앞에 ahead. 앞에 어려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As the end approaches,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as the end approaches, people are going to be self-absorbed money hungry. 예, 더 메시지 번역본 답죠. 예, self absorbed는 약간 self-focused, 자기에게 되게 빠져있다, 자기에게 focused.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에 그게 amplified 바이블 같은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self-focused라고 좀 더 와닿게. 자기에게 너무 중심되어 있다는 거예요. self-centered. 자기에게 self-focused. 자기에게 포커스가 너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money hungry 되게 greedy 하다는 거죠. G-R-E-E-D-Y greedy 이게 약간 여러분 탐욕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돈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예. 자 그러면 어, 외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를 여러분 마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어, 여러분보다 우울한 여러분도 우울할 수 있는데 여러분보다 더 우울한 비슷하게 우울한 그 사람에게 어떤 어, 손을 뻗을지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이걸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음, 제 마음속으로 사실 기도합니다. 이거 듣는 분들 중에서 우울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이런 거를 좀 들으면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자 목소리 다섯 번.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In the, in the last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다섯 번째.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In the last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여자.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let's pray for each other so that we can be more joyful in God, in His love. Amen.